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짜 <laughs>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우족찜 예. 사다가 끓여서 핏물 빼고 끓여서 볶아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보고 오실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좀 제가 오래 삶은 것 같아요 저번보다 많이 흐물거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. 약간 되게 매콤하고 고소해요. 음, 우유 음, 자체가 되게 고소해. 음. 조그만 뼈가 하나 씹히는데 음. 아니 다 빨아먹어야죠 음 살맛 오래 그렸더니몇 개가 분리가 됐어요 간장 대신 까나리 액젓을 좀 넣어봤거든요 음, 멸치 액젓인가 액젓을 넣어봤는데 감칠맛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음 나들 거려 맛있다 오적은 꼭 양념하지 않아도 그냥 먹어도 맛있죠 콜라겐 덩어리 이렇게 다 살인가? <gasps> 완전 보여줬는데설 <gasps> 아니만 큰데? <laughs> 음. 음. 엄청 자주 그래요 너무 좋아. 깔라면지 음, 거의 다 없어졌어 대박 맛있다. 응? 그때보다 약간 오래 끓여갖고 많이 좀 더 그 야들야들해지고 쫄깃한 식감이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음, 양념은 그때보다 맛있어요 음, 이것도 분리됐네 아니마 죄송해요 여러분 빨간색이라 입안에 좀 더 많이 묻는 것 같아 음 콜라겐 많이 먹어줘야 돼요 음, 뭐 도가니찜도 통도가니 검색하셔서 이렇게 삶아서 볶으시면 돼요 안녕 <laughs> 구멍 다 뚫렸어 별로 없어 자 너무 잘 먹었어요 몸보신되는 느낌 얼굴은 많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응. 음. 음, 여러분 안녕 오주 사랑해요